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소니엔젤을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으로 커스텀해보려 해요 먼저 소니엔젤의 머리를 칼로 다듬어 줍니다 칼 쓸 때는 항상 손 조심해주세요 어차피 점토로 감쌀 거니까 매끈하지 않아도 돼요 약국에서 파는 아세톤으로 얼굴과 몸을 지워줍니다.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아세톤은 약해서 지워지지 않아요. 오늘은 아모스 아이클레이로 만들어 볼 거예요. 아이클레이는 만들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아이클레이로 머리를 감싸주고 물을 묻혀서 둥글게 모양을 잡아줘요. 모양을 잡아줬으면 말려줘요. 말려주면 이렇게 돼요. 이제는 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귀를 붙여주면 짠! 이번엔 polymer clay로 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얼굴에 붙이고 칼과 도구로 모양을 내줍니다. 검은색 코도 만들어서 100도에 1분 정도 오븐에 구워줬어요. 그리고 접착제를 이용해서 얼굴에 붙여줍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머리를 칠해주고 날개도 칠해줍니다.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야지만 색연필로 얼굴을 그려줄 수 있어요. 색연필로 얼굴을 그려주고 회색 펜으로 하이라이트를 찍어주고 네임펜으로 눈 모양을 잡아줘요. 일자 눈썹도 그려줍니다. 파스텔 가루로 볼을 찍어주면 완성!